빨리 쉬 안에 동승자 없어요? 네. 네, 들어가세요. 앞에서 이렇게 크게 도셔가지고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도셔 있는 거 같아요. 음, 네네. 네. 예. 크게 도세요. 아! 네 좀만 더요 좀만 더네 됐습니다 나갈 때 크게 돌아서 나갈 거예요 네. 여기 나가는 거 잘 보세요 할게요. 안해. 아, 네. 이쁜데? 냄새 완전 멀쩡해 보이는데? 아주 몰고 다니네 어 귤향이 귤, 귤 자체네 네가 그냥 내 거야 이거 아이 응, 응 그래 그래 응. 기다려 기다려 아, 哇！你很累。 said 지금 여기 지나가다가 동네 분들이 썰매를 타는 곳인 것 같은데 제가 썰매를 갖고 왔거든요. 근데 저 친구도 없고 혼자서 저기서 타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지? 어디서 타야 잘 탔다고 아, 저개 힘들거든 어, 눈 내려. 진짜 이쁘지? 어. 아니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, 여기? 아니, 이거, 이거, 이거 하이힐 됐거든요? 내가 말했잖아. <laughs> 내가 말했지 힘들다고 어, 우리밖에 없어 제일 높은 데서 타야지 언니 우리 소리 지르지 말게 하자 <laughs> 원래길로 가면 안 됩니다 브랜디 너무 멋있어요 지금 너무 멋있어요 지금 최고예요 최고예요 <gasps> 너무 멋있는데 진짜? 너무 귀엽네 저 뒷다리 그래 내려와 내려와 어, 조심 조심 조심 조심, <laughs> 아, 조심 내려와요 조심. 옳지 주페포드 할 거야. 가져와. 하이고. 하이고. 옳지 페퍼 했어. 와. 아이고. 아니 아프다. 누구세요? 누구야 진심? 누구신데요? 하이야 얼굴 왜 이래? 아 누구세요? 다른 마가 이상해 다른 마 누구야? 안녕 얘들아 재밌었다 도착해서 연락해 도착해서 연락해 I found that photo in the sofa And it's from way back in 01 So I guess there's much I never told you Like who I am, who I love Where I've been and where I came from 우와 얘들아 오랜만이야 얘들아 뵙겠습니다 Memories of six kids running round those halls Then out in the California sunshine We wore no shoes through alley-oops And shattered windows throwing